저희가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라벨 코너입니다. 도전! 아, 네! 네! 도전! 간식 키워드 판에서 어떤 키워드를 할지 선택을 해주세요. 갑시다. 하나, 둘, 셋. 치킨! 야, 봄이나 치킨 먹게 생겼다. 이번 타이틀곡 라팜팜을 가장 잘 추는 멤버는 어 치킨이야 진짜 장난치지 마 진짜. 아니 제가 내가 봤을 지금 내 양쪽이 갈렸고 야 여기서 뭐 한 명 틀린다 웃길 줄 알지 진짜 하나도 안 웃기다 진짜 근데 형 저번에 계속 왜 틀렸어요? 정답! 아니죠 아, 아 아니네 아, 에어요! 왜? 아, 그때는 진지하게 잘못하 <laughs> 필요 아, 없어 예. 아, 얘, 아, 괜히 예. 본인 이름 쓰기 싫어 빨리 네, 써 그냥 하나 둘셋자 정답입니다. 오케이! 네. 가장 잘 치는 멤버를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 나, 아, 나 솔직히 나 대열이 형 적으려고 그랬어. 와. 내가 웬만하면은 진짜 말안 하려고 했는데 잘한다. 여름 뜯어보겠습니다. 수박! 수박! 수박! 야, 야, 야. 오, 이거 이건 따야 돼. 순발력이 가장 뛰어난 멤버는 순발력? 음. 그렇 센스. 순발력하면 또 난데. 이게 센스가 좋아야 돼. 아, 아, 그치, 그치. 아 야, 보민아, 이거는 네가 써라. 나는 못 쓰겠다. <laughs> 하나, 둘, 다, 써, 다 썼어요? 셋. 받았어요? 네 썼어요 이장준 씨 자, 그러면 장준 씨가 라팜팜으로 삼행시를 오케이 아, 아, 준비했잖아 오케이 아, 어, 자 하나 둘 셋 라 라팜팜으로 돌아온 골든 차일드 팜 한문 파탈 팜! 팝니다. 야! 오, 이거 좀 나쁘지 않아요? 아니, 아니, 뭐, 뭐, 뭐. 지 예, 예. 다른 것도 하나 더. 뭐, 가능한. 있으신가요? 뭐, 가능한.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어, 자, 이. 아니, 최범인으로 가죠. 아, 오늘. 아, 최범인 가죠. 최. 최선을 다하자 봄이나 하나 둘셋 보!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렇게 골든차일드로 데뷔해서 열심히 살고 있잖니? 어. 하나 둘셋 민! 민족의 얼을 담아 우리 케이팝을 전 세계에 알려보자고 ing지 ing지 량 가죠 청량 하나 둘셋 잘 뽑았다 잘 뽑았다 가장 힘이 센 멤버는 힘이 센 냄새. 아 이거는 음. 요새 그 조금 치고 음? 올라오시는 분?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정답 볼까요? 하나, 둘, 셋. 아, 뭐, 오, 대열, 대열, 대열. Mr. DY. <laughs> 자 그러면 대열 씨가 공준이 많기로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10개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아, 아, 지금은 보민이가 가장 가볍긴 한데. 저는 좀 뻔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 다른 저는... 로 갑시다. 동현이 가겠습니다. 동현아 가자. 응, 응, 응. 동현아 가자. 음, 음, 아 정, 성인이? 오케이. 박수. 어? 우와. 자 해볼게요. 여러분 세주세요. 하나. 와. 좀더 하자. 좀더 더 더 더더자 좀 더 더 더. 네. 아! 하나. 대열형을 위해 건강 한번 뽑아볼까요? 아 좋아요. 자, 네. <laughs> 아니, 건 네. 건강 주스. 건강 주스. 멤버들이 생각하는 이번 타이틀곡 엔딩 요정은 엔딩 요정. 어? 요정. 아 타이틀곡. 아, 아 이거 네. 누구 써야 돼? 응? 답은 정해져 있어 지범아. 지범이 하죠 지범이. 그래서 문제가 뭐였어? 네, 엔딩. 지범이 쓰면 돼 지범이라고. 하나 둘 셋. 지범. 네. 네. 자, 나 믿는다. 라판판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딱 마지막 걸불러줄아 그래 하나 둘셋 라팜팜팜팜팜 라팜팜팜 둥 한번 더 가, 한 번 더 가, 한 번 더 가. 좀 더 해야 돼. 좀 더. 한번 꼬아야지, 꼬아야지, 꼬아야지. 권총으로 안 된다. 어제 동현이 못 봤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아직 모자라, 모자라, 모자라. 좀만 더, 좀만 더, 치명적이게. 좀 더, 좀 더. 마지막, 마지막. 좀더 하나만 더. 좀더 생각해. 좀더 가, 좀 더 가. 아, 좀 더, 좀 더, 좀 더. 아니 아니야, 배드민턴 아, 아니야. 좀만 더, 좀만 더. 아니 패싱도 아, 패싱. 하나만 더 해보자. 진짜 야 마지막이다 싶고 하나만 더 해보자. 스키점. 어, 스키. 야, 아, 여름, 아, 아, 우리 여름이잖아. 하나. 그만해. 실패해 그냥. 몇번 실패 지금. 멈지 마 그냥. 아 건강 주스 먹고 싶다고. 탁구, 탁구, 탁구. 성공인가 성공인가요? 그냥 실패. 건강에 아, 감사합니다. 야 언제부터 근데 엔딩요징이 자꾸 무기를 휘두르게 돼. 다음 키워드. 아, 다음 키워드, 태형 키워드 뭘로 할까요? 태그로 갑시다, 태그. 태그, 태그.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야, 야 이건 맞춰야 된다. 자, 다음 키워드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진짜 잠시만. 내가 할말 있어. 컨닝하지 말기. 이거 진짜 해야 돼. 나 아, 개인적으로. 야, 아, 조용히 해. 진짜 할 말 있어, 할 말. 아니, 저번에도 진짜 이거 카자 했는데 못 해가지고. 제한 시간 다 됐습니다. 말하면 안 돼. 네. 아, 조용히 해. 진짜 싫대요. 상의 금지. 상의 금지. 얘기하지 마. 상의 금지, 상의 금지. 컴백 후 제일 해보고 싶은 일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막 떠나는 거 있잖아요. 아 상의하면 안 되는. 아니 아니. 상의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돼가지고. 어. 그게 그래야지 있지 진지해야 돼. 매사에 룰을 어? 지켜야지 사람이. 팬닝이란 게 어디 정직하게. 이렇게 되면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와나 또 크게 나 또 크게 욕먹을 뻔했다. 이거 제가 지우진 않을게요. 근데 혹시나 실망하지 마세요. 실수한 거예요 실수. 네. 하나 둘 셋. 제한 글자만 외쳤어도 아, 아 너네 1등을 주지 그랬나 아 이거 다 말고 어요 했으면 좀 맞았을 텐데 아, 그러니까 아, 아 네. 하나다 말았거든 아, 근 동현군은 진짜 너무 저는 골드니스를 보는 것 아,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네 음. 저는 그 엄마 손잡고 증평시장 가서 한약 싸우기 아, 이것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내가... 이거 아니면 이거였잖아 그쵸? 아니 나 솔직히 하나 더 있긴 해 퇴근을 네. 나중에 보고 네. 축산이 저는 아라TV 나오기 아, 아, 그치, 그치. 아 이것도 맞아, 맞아. 아라TV 해보는 해야겠다. 다음 성인이 형은 세계로 돌아다니며 라파파.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중요하죠 이거. 어이 나랑 망원시장. 아 망원시장이다. 이거 그치, 나도 이거 쇼핑 한번 같이 했어. 예, 예. 저도 아라티비 나오기 아. 그 둘은 저는 저는 아라비티 나오기 아라비티 나오기 알아? 아. 아 진짜 뭐야 진짜 저 뭐야 나 못하겠어 아 이거 분석을 해보자 아라TV에도 좋은 발언이 아니고 야 영태야 미안한데 젤리는 뒷전으로 더 어, 보자 아, 니 아라비티가 잠시만 이게 아니, 아니 안 맞잖아요 어, 그비티도 아니 뭡니까? 아니 이렇게 치킨이랑 다 주고 열심히 이렇게 형 형 형 건강음료 마시지 마요 건강음료 압수 형 건강음료 다 마셨네 저번에도 아라비티라고 내가 잘못 말을 했잖아 이게 머리에 남았나 봐 계속 아라비티라고 오늘의 아라비티 아라비티 근데 아까 스스로 이거 쓰면 욕먹는 거 아니야? 심지어 얘기해놓고 나 또 크게 욕먹을 뻔했다 아 정말 모르겠네요. 이거 조금 알아, 아니 왜마지막 이렇게 <laughs> 저는 이걸 적었습니다. 아, 아 콘서트 콘서트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아, 전 25글자 틀렸나? 아, 약간 아, 야박한 사람들 때문에 진짜 다시는 안 먹을 야, 거예요. 젤리! 짬뽕 아, 짬뽕 갑시다. 짬뽕. 짬뽕. 짬 아, 네. 구급함. 어 이거 필요해. 숙소에 필요하잖아요. 아 이거 진짜 아, 필요해. 아 이거 필요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어, 라탐탐 뮤직비디오 조회수 3천만회 음. 넘은 소감을 세 글자로 아, 쓰시오. 아,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와, 3천만이에요? 어? 그러면은 이걸로 쓸까요? 나나나 나 나나 네. <laughs> 몰라? 아, 그트웨이 선배님.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 음이가 나나나 이거 아니에요? 아 맞네. 어, 나 근데 나나나. 박수 쳐, 박수 쳐. 아, 아 박수를 칠까 그냥. 어, 어. 어. 아.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자. 어. 함 함치고, 어 함치고? <laughs> 함치고로 함치고 함치고 함치고로 바꿉시다. 함 어, 아, 괜찮다. 이거는 작당무인데 여기는 저희. <laughs> 자 함치고로 바꿉시다. 야이 사기꾼들아. 자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과연 맞을까? 둘 셋. 짜잔! 함치고. 아, 아. 야, 어려웠는데 이걸 맞추. 아. 야, 이거 임시동체 하네. 야, 진짜. 아, 이건 진짜, 진짜 우리 골드 트레드 대단하다. 야, 역시. 역시. 자, 함치고 함치고 함치고 함치고 함치고 하나, 둘, 셋. 네? 정소용품. 오, 야, 이거 나왔네. 이거 이제 나왔네. 골든 차일드가 어떤 상황에 심장이 가장 빨리 뛰는 것? 저 이거는 야 이거는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 이거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의상 의상왕 어떤 거 어떤 거? 그상황인거 그상황인 거 그 같아요. 그상황이요그상황이요 그상황 그상황. 그게 뭐야? 그게 그게 뭐야? 이 넌센스잖아. 그 상황 뭐냐고 쓰라, 쓰라고 <laughs> 그 상황 쓰라고 아 뭐냐 아, 이렇게 말하는 아, 뭐야 너 아, 뭐냐 아니, 그, 그 상황이 그 뭐냐고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쓰라고 그, 그 상황을 쓰라고 아까지 오다 그래 일로수가 누구야 그 상황 일로수는 너야 일로수는 나야 이런 대답이 있 진짜 아, 아, 너무 웃기네 아, 그, 그 아, 진짜 그 상황 그 상황이 뭔데? <laughs> 자 울어 아, 자 울어서 메이크업 다 지워졌어 하나 둘 셋 그 상황 어떻게 그 아. 상황 알았지? 어. 아. 아, 역시 이걸 이걸 또 해냅니다 이걸 또 어떤 상황이죠? 유들이 이렇게 막 말을 해. 아니 네가 아니 네가 그 상황이 뭐냐고. 아 아니 네가 그 상황이 뭐냐고. 아. 이리 아. 또 싸워요. 이거 상황이 뭐냐고. 나 진짜 모르겠어. 그 상황은 지금 그 말하는 사람이 뭔지 알지? 말하고 그냥 일단 그, 아. 그 상황을 알고. 너의 마음을 말해줘. 그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연할 그러니까 그 때가. 그 답을 쓸 수 없으니까 그 상황을 그 상황. 아 오케이 어. 이제 이해가. 하트 뿅뿅 하트 뿅뿅. 하나 둘 셋. 와 초콜릿. 어. 어. 숙소에서 제일 시끄러운 멤버는 아 어. 이거 상의 안 해보자 나 이거 상의 안 해보자 상의 안, 진 쳐다보지도 않아 <laughs> 본인, 본인 침대가 여기 쇼파인데 야 보민아 너 눈치 보면 어떡하냐 임마 너 눈치를 주면 어떻게 보민아 야 야, 야, 인마 보민아, 너 눈. 정신 차려. 어, 보민이. 잡았습니까? 네. 네. 하나, 둘, 셋. 짜자잔. T 네. 네. A G. 근데 저 저 진짜 궁금한 게저 요새 시끄러워요? 네. 네. <laughs> 무서서 130점. 아 여기 댓글에서도 궁금하다는 게 그 대열이 형의 사이렌 소리를 한번 네네, 어. 어. 네. 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아, 니 잠시만. 사이렌 한 번. 사이렌 소리 해보라면서 다왜 땀을 해요? 아, 저 준비 서인데 왜다 쳐버리는 얘하고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몇, 126.9입니다. <laughs> 아 근데 이거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어, 뭐, 뭐. 가까이서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돼? 한 번만. 어 진짜? 예, 근데 그 공명이 진짜 쩐다. 아 보고 있어. 130 넘었어. 130 넘었어. 어 그러면은 우리 이거 궁금하잖아 재현 군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 너그 가자 재현아. 재현아 150 가자. 아! 오, 129. 오, 오, 좀 많이 나왔어. 아, 컸어, 컸어. 댓글로 미남 군단 에피소드 알려달라는 얘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 미남 네, 군단. 네,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저희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미남 군단. 왜 미남 군단이라고? <laughs> 죄송합니다. 미남, 미남 군단. 저기를 네, 의심하네요, 군단. 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거는 이제 울림 엔터테인먼트 분들께 저희가 그 부탁드렸죠 네. 저희가 네. 어떻게 할까 했었는데 미남, 군단으로 가가지고 저희도 정말 깜짝 <laughs> 네, 놀랐었던 네, 조금 놀랐는데 보시다시피 어, 미남 군단이잖 <laughs> 근데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디자인을 했다면 전 엽, 엽사로 도배를 네. 했을 수도 아, 있어요 아, <laughs> 사진을 저희가 셀렉하진 않았지만 그쵸. 만약 저희가 했다라면 보민이는 그 촬영장에서 정말 무게를 못 두고 다닐 수도 있어가지고 <laughs> 네. 아마도 저희가 아 그 이제 회사분 회사 스태프분들이 바꿔서 이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다 미남이니까. <laughs> 오늘 이렇게 멤버분들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laughs> 아, 뭐죠? 아, 아, 죄 너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네 죄송합니다. 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아. 재밌었다고. 네, 이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활동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마지막으로 이제 골든 골든 차일드의 너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저희 골든 차일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거 안무 있는 거 알죠? 자, 보민아, 템포 보여줘. 내가 지켜줄게. 렛츠고 최보민.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렛츠고 최보민. 세상 누구라 이기게 해봐 고 여러 맥 레포 너 결국엔 내가 부셔